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내내 치킨에서 후라이드 치킨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양념 소스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밀라흐마라힘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delicious. Gracias.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이잘 먹었습니다 이 남는 거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을게요 프라이드 치킨이랑 양념 소스가 진짜 잘 어울려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